무시무시한 어둠의 마법사가 마법학교를 습격했어요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저희는 영원히 어둠의 마법에서 갇히고 말 거예요 어둠의 마법을 풀 수 있는 단서를 찾으려면 시즌 여러분들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퍼프앱과 채널 NCT를 통해서 저희를 꼭 구하러 와주세요 4월 22일 월요일 저희 구하러 와주실 거죠? 나를 나를 보여줘!